2019년 11월 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그 유명한 블랙유즈입니다 여러분들 와기운 장난 아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블랙유즈입니다 어?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알지 너희도 들 봤지 사진 오케이 뭐 봤지 보기는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 뭔데?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 분명히 여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잖아 자 오늘은 얘기로 합시다 오늘은 얘기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화를 좀 삭히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따. 자, 얘기로 합시다. 어? 빠진다. 잠깐만 잠깐만 빠진다 어? 집중 와. 저.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이 안에 있다. 엄청 세다. 엄청 세다. 엄청 세다.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늘 부적하고 포 절대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내 보겠습니다 절대 부적하고 포 오곡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얘기만 듣고 나갈게요. 예? 아까 누구 저본것 같아요. 누구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저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죠. 가지 마시고 저한테 해코지 하지 마시고 저, 얘기 좀. 어린 꼬마 아이 하나 본 것 같은데 누구예요? 저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죠? 자, 그거 건드지 마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거잖아요. 그냥 말로 하세요. 예?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진 왜 사진 왜 잠깐만 잠깐만 나가 나가 나가 여기 놓고 얘기 놓고 얘기 사진 봐드릴게라 잠깐만 놓고 놓고 잠깐 잠깐 사진 봐줄게 사진 봐줄게 사진 봐줄게 아, 그렇지 그렇지 사진 봐줄게 잠깐 아, 잠깐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자, 저 들어갈 건데, 이제 장난 좀 그만 치세요. 말로 합시다, 말로. 아까 전에 무슨 사진 액자를 봐주라면서 저한테 확인시켜 좀 다, 그 제가 했잖아요. 예? 예?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죠? 왔다. 와, 잠깐만. 어디 계십니까? 왜 그렇게 화나셨습니까? 왜 그렇게 화나셨습니까? What do you ah, 여러분들 저한테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딸. 저 잠깐 빙의 걸렸었는데 그 뭔 딸이라는 얘기를 하고 딸을 엄청 찾는 듯한 엄청 한이 서리는 소리로 딸을 찾고 있었어요. 내 딸, 내 딸인다. 뭔. 아스파드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